남자 아 I can do it 빅스의 귀염둥이 메인 보컬 그리고 노래하는 가수 켄이라고 합니다 뜨든 곰돌이 모양이 있어요 곰돌이 모양 여기는 이제 곰돌이 발바닥 모양도 있고 꼬마곰 젤리 비누를 만드는 건데 젤리곰 비누로 해가지고 오행시 오행시를 제일 재밌게 이제 해주신 분께 저의 사인을 여기다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캔도 에이 스티커를 붙여서 보내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다섯 분께 젤리가 그렇게 맛있어요? real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빅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너 빅스 하면 또 뭐겠습니까? 네이비 네이비 샤이닝 것 오케이 그거 저는 이 색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나 손톱 길렀는데? 뜯었다 저는 이제 여덟 방울 넣는 걸 좋아해요 하나 둘셋넷 여덟 이렇게 넣고 아좀 적나? 우리 애기들 사랑하는 만큼 사실 다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리 들리죠? 오 냄새 좋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종이컵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걸 돌려야 돼요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오 두.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바로 먹지 녹여주고 자 그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핑크색과 사나이는 핑크 아니겠습니까? 우와 달고나랑 수플레 할 때가 약간 생각나긴 하는데 스타라인 예.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네 냄새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젤리 냄새나 진짜 이제 노란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여기다 따르는데 왜 여기로 나오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고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화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 언제 만들어지려나? 어? 어? 우와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젤리군 비누 아 귀여워 딸기향이 나는 건가 이게 지금? 가장 처음으로 뺀 곰돌이 음 가시죠 아! 아 뭐야!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 이건 뭐예요? 얘들아 이상한 색깔 한번 만들어 볼까? 아주 특이한 색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무서운 색인데? 난 맨날 왜 다 실패할까? 손재주가 많은 것 같은데 없다니까 <laughs> 완성! 오! 오 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떼볼까요? 아 귀여워! <laughs> 와 진짜 귀여워 이거 봐 진짜 젤리 같아 귀여워 젤리 같죠? <laughs> 귀여워 자 이제 핑크 핑크 핑핑크 근데 만들기가 어렵긴 어렵다 쏟을 때 이때가 제일 어렵네요 오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우와 안에 이렇게 우와 데코 런던 과들의 어머니 에밀리 원장 처참하게 살해당하다 곰돌이 사체는 4개월 전 교수형에 처한 살인마죄 어근 얘네 잘만들었는요 울퉁불퉁해도 이 마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여러분 이게 받았는데 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못 만들었어 해도 마음 보라색이 되나? 다 넣네 었 빨간색이랑 노란색 필요한데 빨간색이랑 노란색 다른 색깔 한번 만들어보죠 베테랑 다 됐네 뭐 나를 너무 화나게 하지는 마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거 뭐냐고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이렇게 됐어요 와 방법을 찾았어 기대하시라 개봉 막 색깔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아따 잘 나왔는디? 와얘 진짜 깔끔하게 됐다 와 귀엽다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젤리곤비누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포장을 할 건데 스티커를 붙여서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제가 사인할 거예요 이렇게 사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스티커를 먼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귀엽다고 했어요 두 개씩 두 개씩 그 다음에 초록색도 두개 그좀 설레요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진짜 다 공평하게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젤리곰 비누를 완성했습니다 우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 댓글을 통해서 제가 흰색 곰돌이 특별하게 마지막에 넣으려고 제가 셋, 넷, 다섯 딱 맞아요 개수가 이렇게 젤리곰 비누를 완성을 해봤고요 8가지 색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넣어봤는데 개수가 딱 맞아요 너무 깔끔해요 안녕 뽑아봤습니다 기세장 짜잔 하때 제가 폴라로이드를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다가 사인을 해서 오 이거 잘 나왔다 잘 나왔죠? 또 다른 이벤트로 제가 또 찾아뵐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누로 또 손도 깨끗이 씻고 어, 아프지 말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